Thank you.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웃고 더블로 가.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? 아수라발발아 하수라 발발 아!